만 스물여덟 아 드디어 이제 병원 가면 만 스물여덟로 지켜요 이제 내년 네 2020년이 되면 아직 전 2년이나 남았다 맞아? 그치? 언제 이렇게 됐을까? 아니 근데 음.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만으로 따졌기 때문에 아직 서른 되려면 2년 남았어요 제 생일이 12월 31일이어가지고 지금 만 27살이거든요 전 아직 만 27입니다 서른을 맞이하신 소감이 어떠세요? 만으로 아, 쳐야 된다니까요 아유, 이렇게 좀 비싸가지고. 내년 때도 스물여덟. 태워 가는 거나 금방 하- 하잖아요. 어차피 사실 이제 복원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한번 보시고 대- 대기업 쪽에서 보고 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. 왜 오빠 보인 척해요?